안녕하세요. 어제는 한 구독자분께서 제가 스타카토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어요. 어, 평소 제가 스타카토 연습하는 방법을 이번에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. 어, 스타카토 연습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래봅니다. 그러면 실제 영상 모습 한번 담아볼게요. 감사합니다. Thank you.